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하나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자가 지고 죽다